한다고? 아, 어, 이거 이쪽에다 했더니 집 앞에만 앉아서 다, 시 이쪽으로 뺀다고 이거? 산골에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당의 개들에게 너무 네. 힘듭니다. 안 보여, 안 보여. 고양이 집도 천으로 감싸줍니다. 이 겨울을 처음 만나보는 방울이는 한동안을 저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 있었고 아마도 이런 게 겨울인 건가 싶겠지.